싸길래 말래 싸길래 말래 싸길래 말래 싸길래 말래 교수님 안녕하세요 원수입니다 지금 저희는 또 미국에 어디에 와있죠? 달라스 달라스에 와있어요 달라스에서도 열심히 공연하고 og midt under 건다고 김선 씨의 분위기요. 김강사 지금까지 MT 못했습니다. Thank you. See you soon. 맛있어요 venho 마쳤습니다.